메인 장소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계십니까? 계십니까? 저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대요가족사님 여러분들 이거는 생각보다 후레쉬 불빛이 세서 그렇지 그렇게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깜짝 누구 계세요? 누구 계십니까? 누구 계세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와 젖됐다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전에 망장어 같은데 잠깐만 이 전에 망장어 같은데 이 전해망장 같은데 여러분들 잠깐만요. 뭐야?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저, 저 됐다. 야 이거 피해. 죄송합니다. 화푸세요. 갈 치워야 되겠다 잠깐만 갈부터 치워 치워 왜 풀려? 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칼 어디 있어요? 에? 예? 이제 그만하시죠. 음. 저, 어, 이제 충분히 알았습니다. 혹시 뭐, 여성분이십니까? 제가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게 없겠습니까? 저하고 대화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합방한 말 아니 하지 말라니까 말할 감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스물아홉.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고맙죠, 제야. 스물아홉. 굉장히 젊으시네요. 스물아홉. 예. 스물아홉. 굉장히 젊으시네요. 혹시 이 집 주인이십니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 여기가 댁은 아니시구나. 떠돌다가 여기 어떻게 보면 좀 정착하게 된 상황이구나 지금. 맞죠?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다 어떻게 잠깐만 제가 담배 한 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대화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해주지 않을 거냐고요? 잠깐만요. 어? 누구의 혹시 누구랑 같이 있죠? 예. 누구랑 같이 내 뭐라고 나 그런 뭐라고 나 그런 여자 아니라고?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직 계시잖아요. 솔직히. 물건도 움직인 것도 봤는데. 자, 이제 물건 가지고 장난은 그만 치세요.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으니까 얘기로 하세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들어드리고 얼마나 돌아가셨,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그것까지 얘기해 주시면은 에? 얘기 안 하실 거죠? 더 이상의 마지막의 기회는 없습니다. video.